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. 꽃보다 더 곱게 별보다 더 밝게 사자보다 용감하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. 꽃보다 야오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꽃보다 더 곱게 별보다 더 밝게 사자보다 용감하게 해피 벌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꽃다운 내 친구야 물고기께 살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하